날이 곧 힘껏 싸우리라. 라운드 1 죽음의 링 카운트다운을 시작. 아니었다면 같이 기뻐했을 텐데. I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 들고 말이 난 바보가 되버 Секунда чая желудок. охота с каждого ядра 사탕 주면 혼내줄 거야.